동생을 에 네, 우리 오석이요 바로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<clears throat> 새벽 시간에 이렇게 라이브 켜서 너무 죄송한데 어, 이 글로 뭔가 표현을 못해서 가지고 그냥 라이브를 켰습니다 여러분들 어, 음, 네, 어, 이게 그네 실감이 잘 안 나서 뭘, 뭐라 해야 되지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이 뭐라고 어,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말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켰습니다 여러분들 어, 어..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... 아... 아... 소리 지를게요 근데 집이라 <laughs> 네... 아... 아... 호비 형 호비 형 너무 고마워요 호비 형 바로 <laughs> 호비 형 바로 전화 주, 줘가지고 아까 호비 형이랑 먼저 통화를 했습니다 어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.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어, <clears throat> 아, 진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? <laughs> 아, 네. 아, 너무, 너무 감사드리고, 하하. 이게 사실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, 이게 될지 모르겠네 <clears throat> 같이 이제 작업해 주셨던 피디님은 지금 울고 계시더라고요 피디님들 다 막 울고 있고 우리 제작해 주신 분들도 다 너무 예, 연락 주시고 그랬습니다 다 너무 감사하고요. 우리 저기 앨범 같이 만들어 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좋아해 주신 분들한테 제일 너무 감사해요. <clears throat> 아 입을 너무 안 열어서 목이 좀 잠겼는데 예. 아 이게 제가 원래 좀 이 생얼로 영상을 잘안 켰는데 이게 또 집이라 자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 사실 다 이게 방탄이라서 가능한 거고 아미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그거를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. 당연히 저는 딱그그 그 연락 받았을 때 아, 아미 여러분들이 방탄 을 얼마나 기다려 주고 계신지 더 느끼는 뭐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아 그래서 너무 예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고마워요. 아니요 뭐 졸리지 않는데 원래 이 시간에 잘 자지 않아서 <laughs> 어, 졸려 <laughs> 어, 졸리지 않는데 말을 너무 안 해서 목소리가 좀 잠긴 것 같아요. 저도 너무 너무 사,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이게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거진 이제 1년 전에 거진이 아니라 딱 그때가 3, 4월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이제 뭐 여러분들 이미 그 영상 보셨던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멤버들이 그때 그 다 멤버들이랑 한명한명다막 얘기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. 남준이 형이랑도 그 공연장 그 기다리는 데서 둘이서 얘기 엄청 많이 하고 용기 형이랑도 많이 하고 호석이 형도 많이 해주고 호석이 형이랑 얘기할 때는 또 태형이랑 정국이랑 석재 형이랑 같이 또 얘기하고 그때 어좀이 자존감도 좀 낮아져 있고 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. 그런 상태로 이제 멤버들이 노래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시작된 앨범이고 한국 돌아와서 피도 피디님이랑 엄청 얘기 많이 하고 앨범도 앨범인데 이제 저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만들면서 뭐라 해야 될까 예. 그 사람이 참 그 감정 상태가 너무 좋아지는 거를 많이 겪고 너무 즐겁게 해, 열심히 만들고 또 만든 앨범을 이렇게 가지고 나올수 있게 또 회사에서 엄청 직원분들이 진짜 열심히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만든 작품을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행복했고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뭔가 차트나 결과물을 생각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느, 지금 뭐 느껴지는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서 이 말로 표현하기가 오늘따라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아무튼 멤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어, 팬분들한테 제일 감사하고 고생해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제가 이럴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엄청 부족함을 많이 느꼈는데 어,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크기가 그 어느 정도인지 잘 알아서 더 열심히 더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건 거고 어 여러분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 되게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느끼고 있어요. 그거는 너무 사실인데 이 어안이 방, 벙벙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이라 벙벙하네요. 아버지도 방금 전화 오셔서 자랑스럽다고 해주시고 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참고로 아버지는 처음에 이거 앨범 만들었던 아빠 내가 처음에 처음으로 만든 앨범이에요 이러고 집에서 노래 들려드렸는데 아빠는 속상하대 이러면서 우시더라고 네. <laughs> 근데 그 앨범이 이렇게 사랑 많이 받을 줄 몰랐어가지고 네. 뭘, 아, 왜, 왜, 왜 그럴게요? 뭐, 아버지가 노래 들 노래를 들으시더니 어떤 걸 이해해 주셨는지 <laughs> 모르겠지만 아빠로서 속상하다고 막오시대요그 내용이 좀 슬프다고 하시던데. 깜짝 놀랐습니다. 웃다가 점점점 호비 웃겨 죽겠노 아 오, 우리 어석이 형도 너무 고맙고 남준 형도 전화해주고 다 너무 고맙습니다 리더 형한테 자랑스럽다 칭찬받았습니다 오비 형한테도 사실 뭐 방탄이 방탄이지 방탄 BTS 팀인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활동 이제 끝났으니까 끝났다고 좀 어, 감사하다고 얘기를 올리려고 했는데 TMI인데 어제 이제 쉬었는데요 <laughs> 아 오랜만에 먹어서 너무 급하게 먹었나봐요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채해가지고 아침까지 이 핸드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했었거든요. <laughs> 네. 막 열나고 그래가지고 <laughs> 너무 급하게 먹었었나봐요. 그래가지고 예, 여러분들한테 이 글을 써야 되는데 생각은 계속했는데 이게 이게 체하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. 예. 아예 아픈 게 아니라 이건 뭐 혼자 급하게 먹다 그랬으니까 근데 진짜 웃긴 게 이게 음식은 또 계속 먹고 싶으니까 속이 안 좋아서 힘든데 계속 뭘먹어야 <laughs> 그래서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. 예. 오늘 저녁 돼서야 좀 괜찮아져가지고 자주 찾아오겠습니다. 또, 어, 아, 네, 다 괜찮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 너무 감사합니다. 녹음실에서 저에 대한 노래를 썼다고요? 엄청 들어보고 싶은데 어, 배터리가 배터리가 5%밖에 안 남았던 것 같아 아, 저는 걱정 마시고요 저는 뭐 예. 감사합니다. 이 와중에 태영이랑 결혼했다. <laughs> 여러분들 못 말리겠습니다 정말로. 매운 라면은 못 먹었고요 이번에 라면은 먹었습니다. 정국이 와이프다. 정국이 잘한 것 같아요. 목소리 이상한 게아 이게 체해가지고 아침까지 제가 그 다 올려가지고 그래서 목이 엄청 안 좋아요. 말을 너무 안 한 것도 있는 거. 암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제가 어, 느끼는 감정은 잘 정리해서 여기다 <laughs> 써, 써보겠습니다 네. 우리를 보고 있는 게 아, 아니라 요, 아까 그 쓰던 게 그대로여가지고 이거 뭐,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참네 누차 얘기했지만 이 앨범 자체가 약간 이제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앨범인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참 그러는 거였는데 아무튼 잘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오랫동안 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벌써 4시다 4시 또 우리 우리 윤, 윤기 형 <laughs> 우리 윤기 형또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상당히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윤기 형 우리 윤기 형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 얘기를 내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예. 라이브 또 올게요 일단 오늘 늦었으니까 여기까지 딱 하고 행님 아직 아직도 이거 켜놨네 이거 만다고 이거 켜놨는다 혼자 혼자 혼자 떠들고 있는데 헤이멀 <laughs> 주무수 뭐, 늦었다 감사해요 어,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자랑스럽고 방탄이 자랑스럽고 네 같이 작업해 주신 모든 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행복한 하루고요 푹 자고 일어나서 여러분들한테 또 글로 찾아오겠습니다.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도 행복하게 잘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자볼게요.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더 노력하고 더 잘하겠습니다. 가 여러분들 가수인 게 더 자랑스러울 수 있게 돼보겠습니다. 네! 가보겠습니다. 사랑해요. 잘, 잘게요. 여러분들도 주무시고, 우리 그 해외에 계신 팬분들도 다 너무 감사하고,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.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